2020년 4월 30일 부처님 모신날 특집 흉가여행 13탄 불상이 있는 바로 그 흉가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내가 어 이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가 문 열어놨어 어내 문 열어놨거든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이거 좀 열면 돼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어제 여기서 뭔 걸걸한 목소리가났어 여기서 걸걸한 여자 목소리인가 남자 목소리인가 여기서 와 향냄새 난다 바람 타고 오니까 향냄새 같은 거나 향냄새 와나 좋다 좋다 귀신 게라우 개신개라오 어? 개신 어? 개신개라오 도망가지 아 도망가지 마못 벗었다 도망가 뭔 소리 방금? 설마 너였어? 잠깐만 여기는 별건것 같아 잠깐만 저기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으라고 잠깐만 여기는 여러분들 일단 2층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? 뭐야 이거 와, 이거 그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 와 잠깐만 와 이거 그건데 여러분 그거 뭐지 이거 갑자기 생각난다 그거 뭐지 이거 Right. 아, 씨발. 소리, 소리. 소리, 소리, 소리. 온다? 아, 어? 양아, 잠깐만. 너 하지 마봐. 너 하지 마봐, 양아. 잠깐, 너 하지 마봐. Bye. 뭐야? 이, 일어나십시오. 저한테 걸린 것 같은데요? 일어나십시오. 저한테 걸린 것 같아요. 예, 예, 저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. 맞죠? 숨어 계신 거 맞죠 지금? 어디에 저쪽이요? 못 오시겠다면 제가 직접 갈게요 아,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아이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음 비주얼에 비해서는 나는 솔직히 큰 그림을 원했어 왜냐 어제 살짝 보니까 무슨 어제는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은 또 안나 어, 어 오히려 어제 그 시간대에 뚫어버렸어야 돼 그러면 레전드가 나왔겠지 어, 근데 어제는 내 쉬는 날이었고. 음, 하루 지나서 이 시간대 오니까 또 틀리네. 그 소리가 안 나, 지금. 에이, 이런 소리가. 완전히 조용한데, 지금 이거 너무 조용한데. 왔어요? 기계가 뭐가 이름하고 뭐가 적혀있네 응? 아, 다 있었구나, 너희들 여기에. 너희들 때문에라도 못 있겠다. 어제는 분명히 뭔 소리가 났단 말이야.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었어. 분명히 이 안에서 뭔 소리가 났어. 오늘은 지금 숨긴 것 같은데 아까 났다고? 아 그래? 왜 나는 못 들었지? 어? 오케이 방금 뭐라고 했... 잠깐만 방금 뭐라 고 했어요? 왜? 방금 뭐라 고 했죠? 뭐라고 방금? 방금 뭔 소리 들었는데 방금 나? 잘못 들었나? 아 양이 소리인가?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아 씨발 양아 너냐 혹시 양이 너지 방금 음 뭐가 있긴 있는데 그냥 조금 우리가 바라는 그런 레전드빌은 아니야 어. 빨리 가게. 별재미다 아, 씨발. video.